저장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. 잘 먹겠습니다 어 고추 있어 Mm-hmm. Nada. 맛있다 먹어봐 먹어봐 나 알아 이거 먹을래? 먹어봐 음. 아. 嗯。 배불러 요즘 너무 잘 먹는 거 맞지? 이러다가 행복이 되는 거 아닐지